내가 내가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야 도넛츠 딸기 볶기 있어. 한 개씩. 엑스포. 어, 나 이런 거야. 소금과 반짜라. 포도주스야. 근데 그 촬영하는데 진짜 술이 포도주스. 이 구워 먹어야 돼. 구워준 거 아니야? 안 구워줬어. 딱봐 아니, 빨간색이 아니, 아니, 아안어요솔직 제가 랍스터 엄청 좋아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랍스터는 좀 별로 전 마카롱 저는 타르트 타르트가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 보여요 네. 어릴 때 많이 먹어요 먹어본 아 진짜? 네. 음식 저희가 데뷔 앨범 했을 때 뭔가 그 컴백쇼 생각나서 아, 데뷔 때가 생각나고 되게 좀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 그러니까 믹스업을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촬영을 저희가 아, 처음 네. 해보는 건데 그래서 더 뭔가 신선하고 처음 하는 그런 경험이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믹스업 벼랑가. 근무가 진짜 네. 멋있고 되게 파워풀하니까 되게 노래도 되게 좋고요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똑같은 말 하나 했는데 <laughs> 아 덤머가 진짜 잘 어울리네요 오 어, 덤머 덤 네. 반감머 잘 어울리네 아 반감머 네, 되게 기습니다 네,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laughs> 집에서나 어, 무대에서 잘 쓸 테니까 네, 사진 기대해주세요 어, 저는 호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했을 때는 옛날 분 중에서 성훈이 형이 제일 그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찍을 때 되게 모델이 잘 해줘가지고 네, 찍을 때 제가 되게 기분이 네, 좋, 좋습니다 일단 제이 형은 왜 웃죠? 어, 정말 갑자기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네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 네. <laughs> 어, 이 정원이는 어, 너무나도 항상 강하고 착하고 귀여운 동생입니다. 제이 형은 이런 컨셉을 굉장히 소화를 잘해요. 그리고 <laughs> 그런 큐티큐티한 거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는 그런 무대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잘합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제이 형이 오늘 처음으로 픽스를 붙였습니다 <laughs> 피스입니다 네 피스 <laughs> 저는 나 진짜 못해 나 아, 아, 진짜 머리 좋으면 바로 할수 있는 나머빠1개까지 하면 돼요 1 0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보통 음. 하나 손 헷갈려 <laughs>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어 제가 이제 선물로 이제 해외 이제 유명 글로벌 아티스트한테 사인을 받, 사인 앨범을 받았는데 어, 엔하이픈이라고 제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멤버 한 명 한 명 다 너무 매력있고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라서 아, 어, 어 팬이라고 들었어요 팬이에요 진짜 와 대박이에요 진짜 제가 사인 CD 그거 보냈는데 봐주셨요아 맞습니다 어, 한번 인터뷰 같이 해봅시다 네. 아, 저는 솔직히 항상 칭찬 많이 하는데요 나이이 완벽한 어, 비주얼과 실력과 춤, 노래와 you know, like, 좋은 성격과 항상 저희를 이제 챙겨주는 그런 마트형 역할을 너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you know? 감사하다고 yeah. yeah. 그냥 벼랑감 봤을 때도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진짜요? 진짜 와. 아침에 일어나도 잘생겼고 저녁에 일어나도 잘생겼고 잘 때도 잘생겼고 잘 때죠? 지금 봐봐요 이 얼굴 네? 아니 부럽죠?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서 <laughs> <laughs> Wow. <laughs> this is this is key. <laughs> 아, 하나 하나 둘아 하나 둘 셋. Yeah. 뭐 근데 이건 솔직히 yeah. 너무 끝이 없어가지고 한 2만 개까지는 했을 때. 어잠 멈췄는데요. 멈춘 거예요 그냥 저희가. 아 저희가 너무 아 이거는 끝이 없겠다. 한 50개까지만 해볼까요? 아 우리 일부러 아, 끊었어. 네. 일부러 끊었어. 오케이 해볼까요? 눈 감고 해보.. 아,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Yeah, this is ramen. This is ramen. 와좀 좀 헷갈리게 했다. 새벽에 인정. 야식으로 실은 다져진 제가 <laughs> 제가 잘하는데 야, 라면 맛이 끈끈하고 라면 저희 한 번 더 도전해도 될까요? 네, 안 돼, 안 돼. 아, 저거 8개 했어요. 오케이. 저희 그럼 이제 네. 촬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 좋은 기억이 소고기 소고기요 맛 필요,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딱살수 있게 아, 아 저희야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아, 시키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해주셔서 해주신다고 취미가 요리 맞아요 취미로 요리하는 제이 형입니다 <laughs> 엔진 분들과 그 트위터로 아, 아 동아 그 SNS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엔진 분들 반응도 되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어 좋던데 맞아요 맞아요 되게 뜬금 되게 어리둥절하신 네, 어리둥절. 되게, 되게 많아졌어요 어, 근 전혀 모르시던데요 그냥 진짜 네. 그냥 컨텐츠인 줄 아시는 저희 가끔 하다 이런 거 막 뜬금없이 컨텐츠 가끔 한 SNS로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중에 일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계속 하면 좋겠다고 평소에도 SNS를 자주 하기 때문에 맞아요 팬분들과 소통을 자주 해서 아마 네, 평소대로 소통하러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